차오. 안녕하세요. 차오. 어, 오늘은 기안이가 어, 이탈리아어를 어, 이탈리아어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어, 한달 한 달 후에 한 달 정도 후에 우리 이탈리아에 갈 거예요. 네, 그, 아주 늘 네, 만날 수 있게 음. <laughs> 잘 만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음. 그러니까 아, <laughs> 그래서 우리 우리 오늘 이탈리아어 배우자 화이팅 시작해볼까요? 먼저 기본적인 표현에서 음. 시작해보, 시작해보자 <laughs> 시작해보자 안녕하세요는 buongiorno예요. buongiorno. buongiorno. buongiorno. buongiorno. 이렇게 buongiorno. buongiorno. 이 buongiorno는 음. 그 아침부터 12시까지 음. 말할 수 있어. 다른 시간에 말하면 좀 이상해. 근데 나 항상 헷갈려 이탈리아에서. 항상 그 4시부터 나 먼저 말한 거야 근데 내 오빠 항상 보너스라 말해야지 이렇게 나 아. 항상 헷갈렸어 음. 어렸을 때 몰라 뭔가 그뭔 보너스라 안 나와 음, 지금은 일단 지금은 조금 헷갈리지 아직도 if c o n f u 이상해 그 사람 좀그 사람 이상해 어 이상하게 생각해 음, 그 buonasera는 Buonasera. Buonasera. Sera. Buonasera. buonasera. Buonasera. And this is from 4 or 5 p.m. until 7 8 p.m. Four, five, yeah. 8시까지 정도. 이거 다 조금 느낌으로 가야 돼. buonasera. Buonasera. buongiorno. Buongiorno. 근데 엄마한테 <laughs>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어떻게 말할 거야? Ciao Silvia. <laughs> Buonasera. buonasera. Buonasera. buonasera. Okay. Next. Arrivederci. I I can do. No, <laughs> non se. Arrivederci. Arrivederci. Arrivederci. Arrivederci. ok, ok. Arrivederci. <laughs> Che, che non si fa? Arrivederci. Arrivederci. Arrivederci. Arrivederci. Arrivederci. Arrivederci. Aggiungiamo il <laughs> 아르베데르치. 음, 아르베데르치. 아르베데르치. 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음, 의미는 아, 음. 다시 보자. 다시 보자고 그런 느낌이야. 다음에 또 봐. Like this. 오케이. 오케이. See you again. 어, see you again. Adobo. Adobo. Adobo. 이건 뭐 워크한데 뭐 왜 뭐가 틀려? 아리베르치 음. 조금 높인 말이야. 음. 뭔가 아, 어, 어 아, 좀 아더보. 아더보 그냥 친구한테 아더보 y 차오도 똑같잖아. 차오. 차오 말할 수도 있고 아더보 두보. 그냥 나중에 그냥 무조건 음. 뭐 let's see you later 그런 거. 아더보. 아더보. 아더보. 아더보. you like adobo. 아니 근데 발음이 좀 adobo. 아도포. 응. 아도포. dopo. 아도포. 응. adobo. 아도포. 아도포. 이렇게 좀 아도포. adobo guys. Already? Sì. sì, sì. 나 이거 I like- 알지? I know. 시. Sì. 시시. 뭐지? 뭐야? aiko do irakke ne ne ne ne okay no no no she said like really angry no no per favore per favore mm, per favore do per eh, a, favore. Aram, <laughs> per 항상 사용하는 단어야. Pero favore. Pero favore. okay, next. Okay, per favore. 감사합니다. Grazie. Grazie. Grazie. Grazie. Grazie. He say grazie. This guy say grazie. Grazie. 이거 뭐 사람에 따라 네 스타일로 해. Grazie. 응, grazie. Grazie Kion, grazie. Grazie. Veramente grazie. Molte grazie. Grazie. Grazie mille. Grazie mille. 뭐? Grazie mille. 많이 고마워. 음, grazie 너무 mille. 고마워. 고마워. Grazie mille. 음, grazie mille. 근데 조금 높임말이야. 고맙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 고맙습니다. Grazie mille. Grazie mille. <laughs> Ah, ecco. <laughs> grazie mille. grazie mille. Grazie mille. Grazie mille. Prego. Prego. Prego. Prego. Prego. Si siede. Amore Maria. Prego, prego. Prego. Prego. Tipo prego. <laughs> 이 여수는 알아. 다른 여 bene. 뭐야? <laughs> 이렇게 Prego. <laughs> Prego. 야, 너 졸려? 어, 이미? 이미 졸려? 이거 나 편지만 할 거야. <laughs> 오케이, 파이팅! 시청자들 파이팅 해주세요. 기야 봐야지 이거 어, 아니에요 아니면 그거 별 말씀을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어 prego grazie prego grazie prego You're welcome 항상 나를 너한테 grazie 말하면 항상 무조건 prego 말해야 돼 그래. 네, 해보자 Oh, Kian, grazie per 프라이가 <laughs> 뭔가 이상해 이액 example <laughs> 이상해 <laughs> 다시 해보자 피지너피지 Okay n 나 이탈리아 잊어버렸어 야 좋은 티처 아니야 오케이 She's not Italian Va bene Va bene. Va bene. Va bene. Va bene. Va bene. 이거는 Va bene. Va bene. 괜찮다. Va bene. 아니면 오케이. Ok. Va 뭐 bene. 만약에 for example I ask you is this good? Yeah, you can say like that to see va bene. Sì, va bene. Or like uh, do you think No, I don't know what I'm saying. Oh my god. 네. 뭐지? Are you teacher? 맞아? 나도요. 나좀 헷갈려. 그냥 오케이야 오케이. She's not Italian. 아니 그냥 오케이 오케이. Yeah, like, a a n what do do you w a n n a do that? Mm, va bene. I don't b e l i e I, think, I c o n t b e l i e I think so. 시청자 여러분 언제 사용하나요? 코멘트 댓글로 해주세요. 나 여기 너무 많이 산 것 같아. 나갔던 것 같은데 다시 이탈리아 좀 증정해야 돼. 이탈리아 가. 이탈리아 가. n e x Quanto costa? Per, per Quanto pepperoni? costa per favore? 음, quanto costa per pepperoni? 가격이 얼마예요? 이건 이거 얼마예요? 쉽지. 음. Dov'è il bagno per favore? Dov'è il bagno per favore? 음. 어, 이거 좀-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 Dov'è il 중요하지. bagno per favore? Dov'è il bagno? 분석 시간. Dove è? 음, Dove is where? 음, È is is. 음, Il is the. Bagno is toilet. 음. Per favore, please. Where is the toilet, please? 근데 이 사람 항상 per favore 말하는데 나는 항상 mi scusi 해. mi scusi dove il bagno? 항상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아무튼 내 생각엔 이 스타일로 해야 돼. Mi scusi dove il bagno? Ecco dove il bagno is important. But 리럽이 뭔가 항상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한테 무조건 respect 해야 돼. Per favore, mi scusi, 뭔가 manner. This is manner. So if you just say dov'è il bagno? 좀 이상해. 음, In the restaurant, for example. So try to ask me. I will try to answer in, in, in Italian because this is a real situation. Okay? 해봐. Mi scusi, dove è il bagno? Il bagno è di là, devi seguire le scale. Mi, I need caca. 야. <laughs> 그거 삐, 삐 넣을 거야. 삐. <laughs> 진짜 내 학생이 어떻게 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 말고 싶다고 생각해? 너가 가까이 될지? 이게 인말이야. <laughs> 그인물든지 말하면 되잖아. 뭐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마지막 드디어 Congratulazioni. Congratulazioni. Congratulazioni. Congratulazioni. Congratulazioni. Congratulazioni Kian. Hai finito la lezione 1. You finished Grazie. lesson 1. Grazie mille. <laughs> Scusi. Scusa. Ciao, arrivederci. 안녕. 네래 그렇지.